안녕하세요. 러블레터 크리스입니다. 어, 29번째 29th Love Letter는 영어 제목은 I'm Proof 한국어 제목은 내가 증거다 이런 제목입니다. I'm Proof I'm Proof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거 짧은 거를 일단 외우시고요. 예, 내가 증거다 무슨 증거인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암기는요 I'm Proof는 진짜 초급분도 한 다섯 번 하면 외우실 것 같아서 어, 초급분들은 일단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시고요. 우리가 외울 것은 요거를 약간 길게 설명한 어, 요게 First Timothy chapter 1 verse 15이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영어 성경 문장인데요. 요거 The Message 번역본 밑에 역시 제가 여러분 이 영상 밑에 설명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라는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어, his endless patience 그분의 신의 끝이 없는 인내심의 증거다. 내가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요거를 일단 한 중급 정도의 수준 요거를 외우겠습니다. 어, 막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 제가 밑에 역시 설명에 그 몇 가지 번역본들 최대한 현대 구어체 성경 번역본들 있죠. 최근에는 NIV도 조금씩 넣고 있는데요. 예. 어, 그런 것을 더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좀 더 많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외울 걸 한번 들어보고 또 한번 이 영어 성경 문장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암기하고 늘 해왔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남자 세 번.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자, 여자 세 번.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네. 어, 약간 듣기평과 딕테이션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데요. 예. 어, 제가 오늘, 어, 사무실을 좀 정리하면서, 미루었던 사무실을 좀 정리하면서, 어, 그 이제까지 요거 녹화했던 거를 조금씩 들어보면서 어 제가 했던 얘기들은 사실 뭐 여러분 도움이 되시라고 드린 얘기인데 그것보다 여기 역시 역시나 여기 골랐던 영어 성경 문장들이 너무 귀한 문장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뭐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영어 성경 문장도 어,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먼저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어,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실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저만의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어, 사실은 뭐 드라마라든지 뭐 주로 그런 것도 사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작년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노랑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손예진 씨하고 그 정해인 씨. 정해인 씨가 그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뭐 탑스타로 도약을 했죠. 그래서 뭐 이 TV commercial 우리가 CF라고 하는 TV 광고를 보면 알잖아요. 막 뭐 은행 광고라든지 굉장히 top 브랜드들의 광고를 굉장히 여러 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제 선호도 특히 이제 여성 <laughs> 여성 팬들이 많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본인이 뭐 연기 잘하고 뭐 그런 좀 깨끗한 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분이 뭐 정도전 우리나라 정도전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후손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최근에 또 비슷한 스토리로 거기 나왔던 그런 연기자들이 많이 출연해서 봄봄인가요? 이게? 봄밤인가? <laughs> 예. 혹시 보시는 분은 정정해 주시고 지금 1시 반에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봄봄인가 하여튼 <laughs> 예.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아 그러니까 거기 그 드라마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제 남자가 하여튼간 거기서 미혼부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애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애를 혼자 키우고 있고 정혜인 역이 그리고 그 여자 역이 우리 아 제가 좋아하는 연기자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아, 야 정혜인이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또 그거 해야죠. I'm getting forgetful as I'm getting older. 예, 나이 들수록 예. 하여튼간 여자 유명한 깨끗한 마스크를 가진 그 여자 연기자인데 아, 어쨌든 여자는 또 이제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잘 연결되기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겠죠. 남자 입장에서는 어, 그래도 결혼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혼 경험이 없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하여튼간 예, 여자도 어, 이제 바람을 피우는 피워야 그 남자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아니면 깨끗이 정리를 하든지 예, 뭐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서로 사랑 하, 하, 이렇게 사랑하면 생기는데 자기의 약점 또는 과거의 어떤 잘못한 점 꼭그 뭐 드라마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해질수록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받기에 이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어,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속살이 드러나면 까발려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이런 점 때문에 나의 과거 이런 점 때문에 나의 과거 이런 실수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쩌지? 어, 뭐, 노심조사하는 때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연인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약점, 좀 치부가 드러났을 때도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해줘서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진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반대로 나쁜 점이 드러났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 나 큰일 날 뻔했다. 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들도 깨진다 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업 그런 경우들도 많죠. 예. 굳이 뭐 연예인들의 이별의 예들을 들지 않더라도요. 예. 어,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 얘기 또 생각나네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누구를 치워서 일반인을 죽여서 결국 그 이혼을 이제 한 연예인이 있죠. 그 남편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인간 사이의 사랑도 이런 뭔가 어, 치부가 드러났을 때 깨진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고 또 그 치부를 어, 감싸주고 사랑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근데 우리가 God is love, 사랑 자체이신 신을 대면했을 때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신의 존재를 어떤 한 인간이 피부로 느꼈을 때 그 신의 엄청난 그런 어떤 holiness라고 하죠. holy 어떤 깨끗한 뭐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예. 인간과 다른 그런 거룩함 또는 엄청나게 큰 사랑 또는 이해 그리고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인간과 레벨이 틀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조물주 크리에이터 어떤 창조자이거든요. 창조한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 존재를 표로 느꼈을 때는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은요. 오늘 여기 나온 그 오늘 외우는 이거예요. 예, 이 First Timothy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The Apostle 폴이, 폴이 원래 사울이었죠. 예, Saul 영어로 Saul이라고 하는 Saul. 예, 그 폴, The Apostle 폴이 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 그러니까 이 1장 15절에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I'm the worst. I am the worst. 내가 그 중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orst. 이것도 외우세요, 여러분. 예. 자막에 제가 또 넣어드릴게요. 아, 장악, 자막 작업이 조금 You know, it takes a lot of work. 손이 많이 가요. 이 표현 밑에 적어드릴게요. It takes a lot of work. 이게 많은 일들을 어, 필요로 한다는 게 손이 많이 간다고 역할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이 또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어, 구독자도 찔끔찔끔 <laughs>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더 I feel responsible 조금 더 책임감 느껴지고 예. 예. 구독자가 아주 많아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구독자가 많지 않음에도 열심히 하면 어, 여러분 적은 구독자 중에 뭐 애독자들은 애청자들은 뭐 조, 좋겠지만 어, 제가 이제 신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신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 다른 어떤 이슈들 채널처럼 구독자가 막 폭등하고 막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 이렇게 새벽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옆으로 또 샜네요. 예. 그러니까 신의 <laughs> 인간이 신의 그 신을 신 그대로 예. 신의 어떤 모습 그대로 느꼈을 때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어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사람은 그,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네. 얼굴도 못 봤는데, 다른, 다른 시대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laughs> 그, 정말, you know, he was the worst. 정말 최악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나름 어떤 신앙, 우리의 선배들 중에서 브레인이죠. 나, 나름 굉장히 어떤 인텔리전트한 어떤 지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던 엘리트인데, 어, 어떤 자기의, 음, 어떤 그런 신념과 자기의 지식, 소신 이런 것들이 어, 예수 신의 아들은 가짜라고 느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초기에 그 교회를 굉장히 괴롭혔죠. 사명감을 가지고 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서 다 잡아서 쳐넣어야 된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막 위협도 하고 예, 하여간 그런 흑역사입니다. 신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신이 정말 있다면 큰 잘못을 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때 이제 참 오죽하면 다시 살아난 신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나, 타나셨다고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고 괴롭히고 핍박을 하느냐. 내가 예수다. 어, 그러니까 나,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니까 네가 이제는 어, 어떤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짜라고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어,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진짜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라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밝은 빛 가운데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고 단기간 동안 실명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 예, 맞이하고 실제 어떤 어, 예수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dramatically changed 되죠. 극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목숨 걸고 막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그 도시들에 다니면서 어, 예수가 진짜다. 예. 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어, 근데 그 이제 디파스 폴이 한 얘기예요. 예. 자기 수제자에게 예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I'm the worst. 예. 그리고 그 I'm I'm proof. 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so touching, 굉장히 사실 감동적인 스토리인 거죠. 예. 어, 그리고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우리가 외우는 그 구절이죠. 예. 자, 그러니까 신을 그렇게 죽도록 핍박했던, 괴롭혔던 나를 끝까지 정말 끝없는 인내심으로 참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So touching. 이 자체가 참 감동적이네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또 그 유명한 디 어파소 그 어파슬스 중에서 어파슬이 사도 사도들이잖아요.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 또 수제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피터. 베드로잖아요. 피터. 베드로가 음 이제 그 신의 아들 예수를 만났죠. 예. 어부인데 물고기 다 허탕치고 예. 일당도 못 벌고 허탕치고 그런 상황에서 신의 아들 예수께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이렇게 물고기가 예. 153 모나미 153이 생각나네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죠. 예. 실제 제가 갈릴리 그 성지 저는 순례라기보다는 뭐 피스 마칭이라고 당시 한, 한, 참 테러가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였어요. 뭐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그 피스 마칭이라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테러나 이런 것들 어떤 를 반대하고 그러니까 피스 마칭이라는 게 어떤 평화 행진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팀으로 가서 제가 이제 있었던 그 차세대죠. Next Generation 그런 초중고등부 예, 여기까지 예, 거기 이제 그때 팀장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뭐 통역은 뭐 사실 호텔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사실 거의 여, 행 영어죠. 단체니까 인원수가 좀 됐지만 또 교회가 커서 예, 뭐, <laughs> 뭐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예, 그 얘기에 갑자기 왜 빠졌냐면 그 베드로가 잡았다는 그 고기 <laughs> 그걸 거기서 <laughs> 갈릴리 그 식당에서 주더라고요. 예. 그 얘기 하려고 옆에서 했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히고 베드로가 어, 피터가 느낀 거예요. 아, <laughs> 이분은, 신의 아들 예수는,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어, 이분이, 이, 그 완전히 어떤 정말 amazed, 완전히 그냥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참 되게 솔직하죠. 빨리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 나와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 어울리,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꾸 얼쩡거리지 말고 이렇게 예, leave me 나를 떠나라고 예,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사실 좀 감동적이죠. 예, 그러니까 신을 진짜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을 제대로 대면 신의 임재를 느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막 내가 착하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laughs> 나는 어,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왔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얼마나 굵직굵직한 신앙의 어떤 리더들이죠. 어떤 성경을 예, 기록하기도 하고 예. 저는 또 예, 그런 이 어떤 우리가 인간이 신 앞에서 너무나 찔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주 떠오르는 성경의 내용이 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인데 바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서 스스로 내가 착하고 내가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 the Pharisees 당시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고 세리 세리는 여러분 진짜 tax collector 세리들은 당시에 정말 죄인이거든요. 로마한테 그 세금 징수권을 사가지고는 그거를 또 그 압제당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속여서 편취한다고 하죠. 법률적인 용어로. 속여서 편취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정말 죽일 놈들이죠. <laughs> 그런데 그 세리가, 그 죄인인 세리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리는 정말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어, 신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도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 그래서 그런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난 죄인이라고 어, 기도를 한 거죠 어, 그런데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신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예. 어, 그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신의 아들이 아까도 읽었지만 he, he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save sinners sinners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어, 사람들의 기준에서 옳게 보여도 어떤 인간을 만드신 어, 신,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신의 기준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로마서죠. 그래서 저도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생각으로는 참 많은 살인을 저는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런 인간과 차원이 틀린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시기 때문에 어, 어, 전, 신 앞에서는 제가 정말 꼼짝도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저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거예요. 아, 난 저, 는 정말 실제 사람 죽인 적은 없으니까. 예. 어, 그러니까 마치 신의 존재를 느끼면 하여튼간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음, 우리가 그분의 기준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들임, 죄인입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 모든 인간이 신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에는 뭔가 내가 부적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착하고 예, 도덕적이고 예, 의로운 삶을 살아왔을지라도요. 예. 어, 그러나 예, 그런 죄인들 위해서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어, 우리 대신에 죄의 벌을 받고 다시 또 살아나셔서 어,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신과 또 그것을 믿, 믿,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소위 얘기하는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굿뉴스. 예. 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보다 여러분 중요한 뉴스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평생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고 예. 또 좋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 친구, 여러분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신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과 인내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더 바이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 날마다 사실은 생각해 보아도 예, 아깝지 않은 시간이 아깝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 날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것만 우리가 연구하지 말고 예, 예,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재밌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지 말고 특히 우리 혹시 학생 수강 <laughs> 학생 수강생이래요 학생 구독자들 아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듣는 예, 듣는 친구들 미국에서도 저기 듣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 영어로 댓글 좀 달고 예, 얘들아 댓글 좀 달아라 <laughs> 혹시 듣는다면 뭐 예, 근데 뭐 억지로 달지는 말고 뭔가 좀 와닿는 게 있을 때 달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정말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어,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주안 하고 가끔 할게요. 예. 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러브레터를 하는 이유예요. 러브레터 우리 이 채널에서 생각하고 외우는 문장들이 다 앞으로 그런 내용일 거예요. 어, 그러나 날마다 새로,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단순한 지식을 넘어선 우리의 어떤 존재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영원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 프레셔스한 가치 있는 예, invaluable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 저 또한 예, 늘 말씀드리면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얼굴은 안 보이게 지금 나중에는 이제 얼굴도 보이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살 조금만 더 빼고 예. <laughs> 어,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 크리스는 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 저를 알건 모르건 간에 예.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제가 신 앞에서는 I am, you know, I'm the worst. 예. I'm proof,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예. 그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셔서 끝없이 참고 계신지 제가 감히 조금은 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또한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예. <laughs> 제 잘못한 거 참고 했다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 사실은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you know we are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right? 예, 정말 그분의 endless patience에 우리 우리들이 증거예요, 사실은. 예, 이 세상이 증거이고 물론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만 예, 그 어, 끝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참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오늘 조금 길었네요. 예. 최근에 약간씩 빨리 끊는데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여자 목소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섯 번.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of 이렇게 v 소리 세게 안 내기로 했죠.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 am evidence of it,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남자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I'm evidence of his endless patience. 정말 귀중한 영어 성경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틈날 때마다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내서 해보시고 이 깊이 있는 이 성경 제가 한 얘기를 잊을지라도 이 영어 성경 문장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Thank you.